오늘 수이 좀더 잘한 고 필요 왔냐? 오늘 주제가 브런치니까 저희는 카페에 가면 너를 보여습니 아. 좋아요. 카페에 가면 생각나는 것들 동작이랑 함께 간단한 동작, 아메리카노로 든 아, 뭐든 오케이. 네. 이거죠? 그럼 이렇게 <laughs> 허용이에요. 네, 허용합니다. 그렇게 최후의 승자가 포의 기습계를 가져갑니다. 누가 화상을 피할 것이냐 밖에 잘안 보여 네! 네. 어디야? 양팀이 한 명씩 사이사이에 서주세요 대신 아 똑같이 동작 똑같이 따라야 돼요 아, 알겠어요 네 네, 네 동작도 외워야 돼요? 네 동작도 왜 봐야 돼? 네 동작도 왜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끝날 거 같아 <laughs> 나 그냥 그냥 뒤돌아보고 있을게 6, 7, 8, 9, 10 카페 가면 부자도 있고 카페 가면 의자도 있고 요거트 스무디도 있고 카페 가면 의자도 있고 요거트 스무디도 있고 뭐야? 징공배도 있고 똑같이 여러분도 생각했다 눈도 뒤집어야 돼 오케이 아, 오케이 짜증나 바로 갑시다 카페 가면 의자도 있고 요거트 스무디도 있고 장담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끝날 것 같아 나 그냥 그냥 뒤돌아보고 있어 언니 <laughs> 손으로 뒤집어 이거 원두 원두 아 맞아 아빠 아빠 쌩쌩 카페 가면 어, 어른고 아, 카페 가면 뒤로 가야 되나요? 아, 알겠다. 버스 쌤의 카페 가면 안 생겼고. 혹시 뭐라? 와, 나 지현 씨 나가주세요. 왜요? 못 하셨잖아요. 아니 다들 웃어가지고 다들 멈춘 거 아니었어요? 알다 알다. 나가주세요. 아 한야 좋았어. 아, 아, 아, 세게 간다. 무조건 세게 간다. 시연이 강하다고. 자. 오빠.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아, 저기 저기야. 우리 자리 좀바자아 좋아. 그럼 내가 한 번에 가 가볼게. 어. 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안 따라 시원하 시원하 나 이거 터졌어 바지 터졌어 아직 안 끝났잖아 나 무서워요 서연이 믿는다잉 우리 서연이 가운데 껴주면 안 돼? 어 그러자 빵빵즈만 나가세요 그렇네? 우와 빅매치예요 빅매치 빵빵즈 대 빅매치 빅매치 서연 씨의 바지를 위해서 이거 제대로 따라해야 되죠 그라거 제대로 따라야 돼 음, 음, 음, 네, 그럼 제대로 보여줘 그러면 지금은 컨셉 없이 진지하게 진중한 게임에 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게요 아빠 아빠 아빠 쌤쌤왜 카페 가면 어린아이도 있고 카페 가면 반반 반 어린아이도 있고 카페 가면 핑거 어? 핑거야 핑거 세월이 어딨어 왜? 왜? 이거 이상하잖아 저 카페 들어서 어. 주문할 때 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한잔 주문 아메리카노 한잔 주문 멋있어 나만 할수 있는 게 여러분 카메라를 빌리지 말아주세요. 아, 아, 너무 구경, 구경 났어. 하나, 더, 5, 6, 7, 8, 롯데 가면. 난리 났 난리 났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힙합 돌돌 힙합 파이팅!